근데 님들 몇 살이에요? 저는 서른이고요. 동생은 스무 살이요. 아. 자매예요, 자매. 아, 자매예요? 아. 네네. 아, 엄청 잘하시던데. 사번님보다 못해요. 아, 아니요. 아, 근데 아까 저 그 나가기 전에 무슨 말 하는 말 한마디를 들어가지고. 아. 누가 나이 개 많네, 이렇게. 좋아요와 구독. 화면은 가리고 아, 아이디 기억나는 사람 있나? 이거 지 1, 2번님 친구 아니야? 2번님이 엄청 잘한 1, 2번님 중에 한 분이 엄청 잘하지 않았어? 메리 2번. 솔로 크리스마스 아, 아, 아. 다, 솔로인 것 같은데? 아니거든요? 나 솔로 아닌데요 아닌데 왜 여기서 PC방을 하고 있어요? 스치스님 초콜릿 11개 남자친구 군대 갔으니까 헐 너무 슬퍼 맞지 맞지 맞지 안녕하세요 어 운명인가? 아, 모른 척 하려고 했는데 실이에요 끝낸 것 같아요 어, 어떻게 또 만났지? 3번님? 음, 3번님 마이크 안돼 여워 이분들 누구였지? 안 된다고 나중에 오, 면 살려 하면 안 살려준대 <laughs> 알겠다는데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, 화이팅 오. 어. 근데 님들 몇 살이에요? 저는 서른이고요 동생은 스무 살이요 아 자매예요 자매 아 자매예요? 아 네네 아, 엄청 잘하시던데 4번님보다 못해요 아니요 아 근데 아, 아까 저 그 나가기 전에 무슨 말 한, 한마디를 들어가지고 아... 누가 나이 개 많네 이렇게 경박사 떴다 돌기 같은데 날스 아... 헐님몇 어. 살이에요? 32살이요 아, 아, 아 안 되게 알고 했더니 아저 원래 <laughs> 네 이거 <laughs> 나중에 또 만나요 안녕 너무 감사 안녕 나이키 맞네? 나이키 맞네? 나이키 맞네? 나이키 <laughs> 아귀 극대당했어 누가 했지? 몰라 어. 어. 아니 아니 목소리랑 너무 다르잖아 서로 아. 나이면 아니 우리 언니도 서른인데 완전 애기 같은데 우리 언니보다 더애 같아 아아아 나 아, 아.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 띠용 한마님 생일 5월 28일이죠 맞다 <laughs> 자매가 엄청 뭔가 오해가 깊은 느낌이 엄청 활, 활활한다 나 아, 저도 언니가 있는데 언니랑 같이 게임은 못 할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하다 아, 진짜요? <laughs> 아,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할게 안 한다고 안 한다고 <laughs> 안 할게 3번 안 줄라니까 손나아 <laughs> 귀엽다 아 근데 여자분일 수도 있다 아오 3번이 여자면 알겠다 남자면 아니다 어? 여자면 알겠다라고 했는데 여자분 맞는데요? 사모님 때 따라오는데? 네, 니 이제 니 이제 죽었다 니. 아 미안. 총 쏜디 뒤에서 뺏겨 쏜디. 아 하지 마. 한번 딴데 가셈. 내팅크것 같다. 삼, 삼님 이제 총나 아, 이제 총 쏘면 안 어, 돼. 어, 하지 마, 아 이제 총 쏘면 사람들 본단 말이야 바보야. 아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쳐다보지 마세요. 아오케아 <laughs> 아, 제가 죄송해요. 쏘, 쏘셔도 됩니다. 근데 빨리 뭐 오시 보인다. 하나, 하나 확인. 잠 하나 여기 4번 핀에서 올라 이렇게 건너오는 지금 여기 두 명. 4번 핀두 명. 올 때 걸리지 마세요. <laughs> 자, 따라오면 만날 듯. 우리 이제 싸워야 됩니다. 다들 파이팅. 밑에 세 명 뛴다. 여기 돌 지나가면 같이 쏙 봐요. 지금 쏠래요? 나 아직 안 보여. 오케이, 더우셈. 아 얘들 우리 여기 능선 먹고 쟤들 써자어 그래야겠다 집에 들어갔다 여기 두명 응. 일로 와줘 나왔다 아, 쏠게요 한 번 제발 아 인질 인질 인질 잡았다 오 아파 나 죽었어 천천히 한 명 여기 있었어요 안 보인다 하나 막루 쪽으로 뛰어간다 나갔다 하나 사범핀 보인다 나이스 나이스 사범 기절 <laughs> 한명 어딨노? 인지 제가 인지 잡아놨어요. 어 왔다 친구 왔다. 연막 간다. 여기. 와, 여기 여기 여기. 오. 밥 잡고. 나이스. 차. 차. 원박혀요. 가야 되네. 가야겠다. 이거 내려가자. 돌아서. 우리는 4번 핀 안에 있는 적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 일은 다음에 생각합시다. <laughs> 아 오른쪽에 내려온다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한 명 뛰어요 두명 돌에 지금 누우면 괜찮아 어 왼쪽도 하나, 있다 우리 뛰어 들어가야 돼요 이거 지금 들어가야 돼 왼쪽도 있거든요 왼쪽도 그냥 막 마구마구 들어가는 중 들어가서 오는 거 잡읍시다. 아, 아파라. 지금 뛰어야겠다, 살릴 때. 어, 연막 다 깔게요. 3번님 내한테 와서 구상 하나 냅두고 도망갔어. 귀여워. Y자도 있다. 앞에 어디로 기다려? 어. 창 쪽에 사람 있어. 저 연막 아, 살릴 수있 잠깐. 어 살리고 있다. 괴롭혀. 아, 일단 우리 여기까지만 들어옵시다. 얘는 기절킬이에요. 한 한 명 남았음. 두 명이가 남았음. 왼쪽으로 가겠다 야 이거 앞에 얘 잡고 돌아가겠네 나 나이스 와 나이스 와 팅킬할 뻔했어 와 겹쳐가 팅킬할 뻔했어 진짜 잘 잤어 와 일단 보인다 연박한 7개 말이 명. 한명 남았다. 옆에 있다. 나이스. 나이스. 어떻게 나이스. 아, 와. 좋다 나이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수고하셨습니다. 어, 나 PC방인데? 여기, 응. 지지.